나잉? 와 제발 이거 벽에서 기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야왜 막았다 아... 엄청 엄청 게임하네 으 가자 모른다 오야 어, 어 잠깐만 이거 맞나? 네! 와아 순간 스크류 할 때 벽광 될까 고민돼가지고 스크류를 안 했다